여러분들 리퍼가 이제 메이클이 성광편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let's go 섬광탄 되셨나요?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 네, 이렇게 슈프트를 한번 해주시고 가까이서 하지만 이렇게 힐이 돼요. 이러시면아 shit. 예, 근데 메르시 메르시가 저렇게 하면 답이 없죠. 어 shit. 적들이 보